산데도 간열린 몸에 쏙 가려진 보이는 그대로 거침없이 찍힌 굳이 보진 않지 넌지 black 하면 pink 우린 예쁜 잘난 세대 with the boy, back you with that.